놀라 일이 일어났어 큰 선물을 주신 하느님 찬양해 나 기쁨으로 노래해 라랄라 작고 소중한 내 주시고 나의 소망 되시면 내게 빛을 비추시면 아직 나를 높이고 복을 주신 그 사랑 노래하리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큰 선물을 주신 하느님 전향해 소중한 내 마음 드려요